조금 어려 표현하긴 어려워 뭐, 혹시나 그게 상처를 줄까 나는 가끔 두려워 뭐, 근데 이미 누구나 다 아는 내 맘을 나 벌써 보여주고 싶진 않아 아직은 저